미나 <laughs> 오빠 덕분에 내가 그냥 살 수 있어서 주말마다 기대하고 있어서 아 오빠 리미나 Hola. Bienvenidos a un, nue- a un nuevo Bienvenidos. <laughs>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Bienvenidos. <laughs> en nuestro canal. El En- día de hoy 오늘 뭐해? 우리는 피크닉 하러 가는 길이에요 네 픽닉 예. 날씨 엄청 좋아 오늘 네, 진짜 그냥 가을 날씨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가을 날씨인데 너무 좋은 가을 날, 날씨인데 <laughs> 오늘 우리 발음이 뭐야 오늘 우리 얘기 못해 우리 쇼는 not working 어떻게 그래서 먼저 음식이 필요하니까 네. 편의점으로 네 편의점 가는 길이야 go go go go go go, go. Hemos venido al 7-Eleven. Es nuestra tiendita favorita. <laughs> Venden de todo y este 7-Eleven es bien grande, miren. 뭐 먹을래? 음, 뭘 먹을까? 뭐 먹을까? 나 오니기리 먹어. 분위기. 음, 이거 이거. 볶음밥. 이거는? 이거 뭔가 버섯 아, 버섯. 아, 맛있겠다. 여기 가운데 버섯이 있어요. 아, 오케이. 나 좋아하는 이거 거 하나. 예스. 오케이. 버섯이 너무 많아. 와우, 파스타? 토마토, 나스, 치즈. 뭔가 파스타? Wow, pasta 맛있겠다. cachizo. Oigan, y este refri solo vende cosas calientes. Por eso tiene como esas líneas rojas. 야키소바. Mamá chiquita ya quiso va. 음, 뭘 먹을래 나? Hayato siempre tarda demasiado en elegir qué comer. 이 30분 걸릴 거야. De... Yo soy bien rápida y él es lento, pero seguro. ¿Sándwich? 너무 예쁘다. Ah, fruit sando. 프루트 산도. sándwich 먹을까 우리? 샌드위치 먹을래? 네, 그런 그냥 걸? 치즈 햄 샌드위치 있어? 있어. 아, 이거 나는 치킨 카츠. 햄. 샐러드 있는 거. 이거? Yes, I really like that one. 오케이. Yay, 맛있겠다. <laughs> y ahora estamos viendo las cosas que ya tienen como calientitas. Oigan, estos panecitos son la cosa más deliciosa. 시큼만도 좋아. Sí. 짬아. Mmm, son súper ricos. 안 예쁘다야 항상 예쁘지만 오늘 또 이쁜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이쁘고 사모가도 너무 예뻐 근데 다니야 이쪽에 좀 뭔가 아저씨 아줌마 모임이 있나봐요 조금 조금 안쪽에 가야 돼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Chicos, ya llegamos al parque y Hayato decía que era una reunión de viejitos y son puros estudiantes. <laughs> 몰라 가을 혹시 약간 아저씨 같지 않아? 아, 색깔이 약간 브라운, 베이지 멀리에서 보면 블레이, 야 그래. 이런 거 쓰니까 음, 그래서 야 그래서 얼굴은 안 봤어 몰라 몰라 puros jovencitos. Pero Hayatito los veía como viejos. 야, 왜? Chalamponica. 아니야 나 안경 썼잖아 네, 네, 이제 바꿔서 바꿔서 맞다. 잘 보인다고 네, 미안해. Miren chicos, las hojitas de los árboles. La verdad es que el otoño es mi época favorita en Japón. Es demasiado hermoso. Miren, nos vamos a poner bajo este árbol. Y ah, 여기 Esperen, hay pájaros y este hombre tiene fobia a las aves. Ok, cachacuro. ¿Eh? Dar una mojado de kuro. Ok, hemos encontrado otro árbol más este mejor. <laughs> Picnic machumbije, ni gaiso. Ah. <laughs> no, ni gaiso so. ¿Lo voy a no va a chirque. Oden Sakura Oden Oden Es mi tapetito de picnic de flores de Sakura de Daiso, la tienda del dólar <laughs> Yes size Yes, it's only for two people <laughs> y les voy a enseñar qué fue lo que compramos. Este es un Nikuman compró Hayato un onigiri que es de pollo y yo pedí un onigiri que es de arroz con champiñones Champiñones? Champiñones. ¿Champiñones? Yes, ¿Pozo? pozos, <gasps> champiñones. ¿Champiñones? Wow. <laughs> y estas son verduras. Oigan, pero esto se me hizo curioso porque en México también venden estos que son así para dipear de verduritas pero les ponemos una sopa picante y esta es una sopa de miso, o sea, es una sopa de pasta de frijol. Y también compramos un sándwichito. Yo me compré un telate y también este que es dango y me encanta. Pasteles de Yes. arroz. Y Hayato pidió también, se compró también un jugo de manzana. Y 이거 설명해줘. 어려워. 이거 오뎅이에요. 아하. 일본에서 주어질 때 음. 자주 먹는 음식인데 내 생각에는 편의점 어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세븐일레븐 어댕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한국어의 오뎅이랑 일본어의 오뎅은 조금 달라요 아하. 한국어 오뎅은 약간 그 쓰리미 같은 거잖아 네 맛있어 그치 근데 일본 오뎅은 뭔가 나도 설명할 수가 없지만 야채, 고기, 두부 당연히 수리미 같은 거 네. 뭔가 이런 것들 많이 넣고 이런 거 먹어요 그냥 사진 붙여요 <laughs> 설명할 수 오케이, 없어 설명 어려워 씨, 근데 일본 오뎅 맛있어요 나 처음에 먹어볼게 근데 사실 냄새 좀 이상해 오케이. 아니야 나한테 좀 이상해 근데 이번에 우리가 소세지 선택해 씨, 소세지 어, 소세지랑 뭔가 이거 뭐예요? 뭐였지? t h 아 오케이. Ujú. 그 이거 무. Yes. Disculpen que Hayatito se le corta un poco la cabeza, pero es que hay una diferencia de altura considerable. First, Nikuma. <laughs> 씨 Sí. 하나 하나 보여줄게요. 맛있겠다. It's so good. 아 빨리 먹어 치고 아이 아리가또 아 미안 내가 이걸로 먹어 아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얘기합시다 yes. 이 먹으면서 좀 미안해 이거 이개성이요 스타일, 먹방 스타일 다음에 먹어도 되나요? 응 그럼 뭘 먹을래? 오니기리? I want to eat 오니기리 오케이 이다키마 <laughs> 일단 4월쯤부터 그냥 계속 집에 있었잖아 내가 이제 일 안 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본에서 좀 했었지 3월 말부터 4월에 뭐 했어? 그냥 집에만 있었지만 나 슬펐어 아, 아 하나 슬픈 이야기는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사쿠라 일루미네이션 음. 티켓 받았잖아 그래서 그냥 갈까 말까 했었고 근데 사쿠라는 아직이다 조금 조금 기다리자 조금 기다리자 그냥 했더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냥 못 갔어 그리고 비싼 축제여서 응, 응, 응. 나 클래스 란딩은 최근에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음 4월에는 나 3월에서 봤어. 그리고 너는 4월에서 봤어. 아니야 2월이 아니었어? 2월이었어? 음 넷플릭스 올라올 때? 음. 음 음. 그럼 2월이었어 그치. 엄청 좋은 드라마 음. 우리 진짜 넷플릭스님 넷플릭스 사랑해 <laughs> 넷, 플릭스 있어서 우리 살도 있어 그 <laughs> 다음에 내가 뭘 봤지? 그 다음에 음, 아. 우리는 라카사의 파펠 아 맞다 맞다 맞다 라카사의 파펠 진짜 귀엽다 이게 그냥 팬들 많이 추종해 주셔서 음. 라카사의 파펠 봐야 된다고 오오오오 야너 진짜? 잠깐만 어? 어? 뭐? 쓰레기? 응 아니 쓰레기야 뭐지? 거기 시작했는데 아 그거로 재밌었다 음. 재밌었어 멜리 아 그리고 내가 스트레인저 띵스 음. 봤고 그 다음에는 나 스트레인저 띵스 희성관만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못 봤어 음. 너무 재밌어 언제 나와 다음 시즌? 네 내년에 뭐 기다려 빨리 빨리 만들어주세요 Stranger Things La Casa d 그리고 또 하나 보았어 그... 그 애기 나오는 거 띠디디디디 이거 뭐야? 아, 이름이 뭐예요? 암브렐라 아카데미 암브렐라 아카데미 암브렐라 아카데미 시즌 많이 봤어 시즌 1이랑 시즌 2 그거도 보고 이 시즌이 있으니까 엄청 길게 볼수 있잖아요 다행인 것 같아 네 진짜 넷플릭스 다행이다 <laughs> 우리는 7월이랑 8월에는 계속 그립었잖아 음 아니야 또 엄청 큰 그립밴도 했어 아니 큰밴 아니야 엄청 큰 밴은 아닌데 내가 그 스토리 말이 이해할 수 있어 음. 공감되는데 음. 얘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정말 공부했으니까 뭔가 어떤 밴들 뭔가 그리 그냥 난 마지막까지 못 봤다 뭔가 많이 별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 당연히도 그랬었고 <laughs> 시시시시 지관만 괜찮았는데 하여튼 어디선 또 계속 프레이 볼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뭔가 좀 이상한 것도 많이 보고 근데 뭔가 이런 거 진짜 받아? 음, 학교에서 음, 음, 이런 거 이렇게 다 누구 제일 좋았어? 나 커트이랑 블레인 너무 좋아서 아. 이 커플 너무 좋아 귀엽고 그리고 둘이서 너무 멋있어 Yes, I like them yeah. 나도 컬트 좋았고 컬트 아빠도 좋았어 아빠도 좋았고 어, 아이고 네. 근데 난 그 여자 좋았어 그 누구였지? 이름 잊어버렸어 메인 여자? 메인 아니고 그 어, 치어리더? 키티 키티 키티 아니고 치어리더 아, 예쁜 여자 아니고 예 e 퀸. 아 퀸. 퀸 좋았어. 예뻐서 그래서. 음.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내퀸 보고 있었어. 아 맞아 타니아는 그냥 계속해서 이민호 오빠 덕분에 내가 그냥 살 수 있어서 <laughs> 주말마다 기대하고 있어서 아 오빠 이민호 <laughs> 네 네. 레깅이랑 사이코치만 괜찮아 아나 지금 보고 있어 봐서. 열심히 보고 있어 샐러드 스틱 아 우리 렛츠 이트 투 아, 우리 같이 봤잖아 Vean este aderezo que es de miso, frijoles fermentados. ¿Puedo poner? 아 냄새 좋아요 아, 오, 참 할래? 오케이. 짠. Mmm, es good. Mm. Esto parece jícama, pero es rábano. 아, 맛있다. Mm, it's very good. 맛있는데? 음. 그리고 하야토,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Anne with Annie. 아!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Anne with Annie 잊어버리면 is 안 the 돼. most beautiful drama that I have ever watched in my life and I love <laughs> it. 그 I 정도야? love it. 진짜? Non, non-Korean favorite drama. <laughs> good, good, good. 진짜 그동안 많이 넷플릭스. 진짜 넷플릭스 덕분에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어. 지금도. 고마워, 넷플릭스님. It's Ok, time. chicos. To eat oden. Voy a probar por primera vez en mi vida el oden. La verdad es que huele raro. 이상한 오이시. 냄새나. 맛있어요? 오이치 데스까? 조금 티해도 되나요? 으, 에? 왜? 으, 냄새 좀. 위우, 위우, 위우. 에? 근데 그런 음식이 아니야 한국... 왜 나또처럼 이렇게 아이 나또 느낌 나 오, 아니야 아이고 무섭다 이 맛있는 음식 스프 먹어봐 스프 오케이 아래? Oh my God, it's good 아래? 아래? 아래?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오케이 알았어 나 이거 내가 이 안에 소세지 들어가 있어요. いただきます. 오. Oh my God. 오 마이 갓. 음. 음. 맛있어? 음. 음. 오. 음. 좀 주세요. 음. 음. 아, 나 행위나 맛있어. A Hayatito le dio frío y le presté mi ponchito. Mi colchita suavecita, así con todo y moñito. ¿Eh? Harmony. Harmony. Harmony de pollo. Chalolio. Uri Harmony hante. <laughs> Ania King ya King. Ania Harmony. King. No. Chico, hizo son. 놀랐어 아 진짜 5번에 배우 못하겠다 다니야 진짜 오화안 나올 거야 <laughs> ya, Chicos. ya acabó nuestro paseo y vamos de regreso a la casa. Sí, because Hayatito It's so- tiene frío. <laughs> frío. Ya no quiere su ponchito de señora. Ya le dio pena. 세뇨라? 아니면 <laughs> 아니잖아. 너 할머니 어디서잖아. 할머니 부러워서. 아니었잖아. 아니야. 집에 갑시다. 빨리 예, 집에 갑시다. 집에까지. ¡Ay! 아이고. Había un árbol ahí. Chicos, es peligroso bloguear y caminar, este, pero bueno, sí, ya se acabó nuestro paseo, ya nos vamos a la casa y esperemos que les haya gustado el video. Bye. Bye bye.